3개월 안에 이성과 키스 했다. 아이씨, 아이씨. 그러면 그럼 접으라고요? 아 어제였다. 아 접어, 접어. 접어. 뭐야 아, 뭐야 여기 뭐야 야 근데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머 m o s t 못 접을 뻔했다 어머 m o s 못 접을 뻔했다 thank you 그러나요? 동에서 만나 백스테이지 합시다. 이거 할 때? 말고 할때 한번더 해? 이거 할때한번더 하자. 이거 할때한번더 하자. 없어. 한번 더, 한번 더. I guess you know the uh, cut video on it. I'm guessing it was going to go on everyone. Woo! sperm's kissing. <laughs> Wait. Oh my god. The first screen was like. 자시나요? 어? 미키마우스 그쵸 네네